야 아, 여기 가요 위에 가요 아, 목소리 벌프님 같아 혹시 벌프님 아니세요? 네 혹시 걸프님 맞아요 목 많이 티나요? 헐 아, 대박 <laughs> 네아 나 랜더 스쿼드 방금 돌렸는데 바로 알아보면 어떡해요 4번 <laughs> 바보야 알겠대. 알겠대요 근데 소리 걸 거랑 되게 비슷하다. 그게 뭐예요? 아, 아니에요. 좋아요와 구독 이거 조금 하고 놀고 있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사부님. 어, 이렇게, 뭐가 밝아. 88년생이신가 <laughs> 나랑 어. 동갑인데? 응. 에? 에? 어, 어, 어, 어, 어. 68년생 아니세요? <laughs> 낙함? 일로 갑죠, 일로. 낙함? 낙함 맞았는데? 아, 여기 가요, 음. 위에 가요. 목소리 벌것 아, 아이디 바꾸러 가야겠다. <laughs> 혹시 걸프님 아니세요? 네, 혹시 걸프님 맞아요. 목 많이 티나요? 와, 아, 대박. <laughs> 네. 아, 나 랜더 스쿼드 방금 돌렸는데 바로 알아보면 어떡해요. <laughs> 아, 아이디도 어? 기가 막히게 감쪽같이 하고 왔는데 어, 와, 어, 떻게 알았어요? 또 완전 비밀이었는데. 걸프님 것밖에 안 봐요. 와. 아, 입에 침이나 맞아서. 있다 왼쪽에 왼쪽에 있 있다 있다 봤어요 우리 봤어요 우리 봤어요 왼쪽 우리 봤어요 조심 양각이다. 저한 마리 어, 커. 왼쪽 있 한명 더. 했다. 바로 바로 사망했지. 아 미쳤. 보지 말고. 아 미안. 아, 아. 아내 아. <laughs> 아, 눈. 아, 내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니 뺨부터 해야겠다 니네 뭘로 <laughs> 바꾸지? 아 이거 바로 알아보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<laughs> 아 이렇게 해야겠다 가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부님 패션 잘생겼구만요 <laughs> 사살치 천개 감사합니다 4번 살고 치킨 마이크가 저희 둘만 되나봐요 그런가봐요 줘도 됩니다. 오케이. 4번 바보야. 알겠대요. 알겠대요. <laughs> 근데 소리 걸 거랑 되게 비슷하다. 그게 뭐예요? 아, 아니에요. 아, 깜짝 놀랐네. 없네. 겉보야? 겉, 겉보가 뭐지? 걸보, 걸보. 그 유튜버, 아, 스트리머. 아, 자연스러운 연기였어. 사번님 배율 있어요? 4번, 어, 4번님 배울 없대요. 여기 4배 있다. 4번 핑. 1번 핑. <laughs> 고맙네. 여기 왜, 왜, 왜. 왜, 왜. 아무것도 없잖아. 왜? 4번님.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미안하다는데? 저번 뭐지? 이거 말하는 거 너무 귀엽다. 구독? 어내 옆에 있다 부트캠프 쪽이내 옆에 이창 쪽에 아, 빨리 개, 빨리 개 많다 가요. 빨리 가서 집에서 봐요 집에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죽어버렸네 내 앞에 돌, 돌에 있거든요 가서 한 번쯤 썼던 거 기죠 왜 나뭇가지만 와보시네요? 앞에 나뭇가지? 한 번쯤 살려도 돼요 지금 기절 시켰어 내 앞에 네. 돌디 하나 있거든요 나보다 다른 나여기못 움직이는데? 조졌네 이거 아, 저 잡아줬다 뒤는 아, 뭔데? 아, 씨. 아이고, 어떡하냐. 다 죽었다. <laughs> 아, 뭐가 미안해. 안 미해도 돼. 다 죽은 걸 어떡해. 가야 된다. 올라가자. 화이팅. <laughs> 어, 사람 없다 사람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멈춰. 발소리 SW 발소리 여기 여기 여기 2번 핀 자기장 nice. 우리 숨어있다가 마지막에 이깁시다 오케이 두 개나 줬어 엎어서 엎어서 너무 빨개 엎어서 옳지 옳지 <laughs> 감사합니다 사람들 싸울 때 조금씩 내려갑시다 지금 엎드려 있었어 nice. 앞에 하나 보인다 M 방향에 한 명? 두 명 남았다 앞에 돌 여기 이번핀 돌에 한 명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안 죽으면 치킨 나이스 두개 아, 먹었다 <laughs> 아 잘했다 잘했다 <laughs> 나이스 이것은 안 나갔으면 유튜브에 올릴게요 골보 유튜브 찾아와주세요 사번님 아, 잘했다 nice. <laughs> 어 이거 다른 의미로 유한데 이거 재밌다 그치? 내 말만 들으면 치킨이라고 nice <laughs>